안녕하세요. 오늘의 드 위원입니다. 2014년부터 이연멀티 우드머신 개발을 시작하여 기존에 잘 사용하지 않는 좀 새로운 것들에 어떤 소비자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목공에 입문하시는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이 이연 multi wood machine으로 아주 안전하게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목공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연애 이현진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다음엔 독특한 가구로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는데요 예, 바로 그날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lift work table하고 또 이렇게 리프트가 되는 요 의자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아날로그 감성이 물씬 풍기는 아, 그런 독특한 가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가구를 소개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목공 기계로 여러분들이 대다수 목공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 장비로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lift work table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짧게 마칠 건데요 저희가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런 것을 합니다 라고 아,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는데요 이연머신이 바로 이런 기계입니다 그 내가 상상하는 가구를 정말 어떤 한계나 범위 없이 이렇게 연출을 해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기계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장비로 가능은 하겠죠?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이연머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너무 쉽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CNC냐 이연머신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CNC도 너무 좋은 장비고요. 이연머신도 좋은 장비입니다. 엄연히 역할이 다른 장비죠. 신씨가 할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연머신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존재를 하는 어, 각각 다른 확실히 구분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연머신을 신씨와 비유하시는 것은 어, 그렇게 바람직한 판단이 아니다 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회사는 앞으로 아주 다양한 이런 컨텐츠로 어, 여기는 아날로그 감성이지만 다음 영상에는 어떤 게 디지털이냐 아, 가구에 디지털이 얼마만큼 접목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목공은 이연 머신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도 눈을 잠깐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목공 세계가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